나왔어? 오늘 일 힘들진 않았어? 나는 오늘 빨리 나오느라고 살짝 눈치 보였어. 그래도 너 데리러 올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. 그거 알아? 오늘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우리 안 본 지 한 달 넘어간다? 응. 오늘 이후로는 너도 바빠진다고 했으니까. 그래서 너 보러 왔지. 우리 밥 먹을까? 배는 안 고파?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찾아봤는데 여기 맛집 엄청 많더라고.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아, 배 안 고프구나. 그래? 그러면 뭐라도 마실까? 그것도 싫어. 그렇구나. 그거, 그거 알아? 우리 안 만나고 있는 동안 만난 지 1주년 지났더라고. 그때 너가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줬으면 했는데. 좀 서운하긴 하더라.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음, 기억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느꼈어. 내 마음이 나한테 떠났구나. 그래서 지금 나랑 커피 한 잔, 밥 한 끼 먹는 게 싫은 거지? 각오하고 왔는데 이렇게 냉랭한 네 모습 보니까 감당이 안 된다. 우리 누구보다도 이쁘게 사랑했는데 남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영원히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겨우 1년인가 봐. 여기까지인가 보다. 더 이상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확실히 말해줄래? 아직 나 사랑해. 하님. 나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.